왔다 왔어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포천 창수면 추동리에 있는 가래골 농 캠핑장을 들렸습니다 솔캠으로 힐링 캠퍼 숲속 캠핑 요리 캠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 요리 메뉴는 뭐 시림수프와 그리고 살치살에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잠자기 전에 와인 한잔하면서 불멍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사용하는 캠핑용품 몇 가지도 소개하는 순서로 오늘의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장송이 수프 자 이렇게 해서 양송이 수프를 좀 양이 많은 듯한데 완성을 했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.